말이냐면 바로바로 제연절이기도 하지만 네, 개자리. 개자리. 이 개자리거든요? 개자리인데, 아마도 개자리 그 별자리인 것 같아요? 자세 모르겠지만. 네. 여러분은 오늘 영상이에요. 이거 진짜 꼭 필요할 때 써야겠네요. 영상에 아니면 안, 녕히 입고 뭐 날리지. 음. 와 진짜 예뻐요. 한쪽감이 조금 비슷하네요. 자, 이렇게 장식을 해둡니다. 자, 목걸이도 쓱. 어, 미안해. 자, 한음 거. 한 장씩 넘겨 말았네요. 는데요. 他。 될지 모르겠는데 마스킹 테이프 예뻐요 몰라 맞을 거예요 이거는 글리터까지예요? 그 어, 진짜 느낌 좋아요. 아, 진짜 센스 있으시다. 좋네요, 이거 진짜. 감사합니다. 나 근데 그럼 다리는 생일 선물 뭐 줘야 되지?